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laughs> 이지은입니다 안녕 오늘의 운동 루틴은 허벅지 안쪽 사이를 완전히 갈라지게 할 이전에 예고했었던 별 다섯 개짜리 운동 루틴입니다 어떡해 <laughs> 어 이거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동작을 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빼고 싶던 그 부위가 바로 후덜덜해진다는 그만큼 한 세트만으로도 효과가 엄청 짱이라는 <laughs> 오늘의 운동 부위는 이전 영상과 같은 부위인데 이 영상이 레벨 3짜리였다면 이 영상은 5짜리고요 그리고 살짝의 차이가 더 있습니다 왜 우리 복근 운동 중에서도 라인을 갈라낼 수 있는 복직근 운동이 있고 코, 복부를 탄탄하게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플랭크와 같은 코어 운동이 있잖아요 이 운동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전에 레벨 3짜리 운동이 복직근 운동 1차 복근 운동이었으면 이번 영상은 코어 운동입니다 허벅지 안쪽 운동계의 플랭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운동을 하자마자 안쪽 허벅지 사이에 코어가 엄청 쓰이면서 탄탄하고 매끈하게 쫙 빠지는 라인을 개탈 수 있습니다 이분 운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의자 대신 높이가 높아질수록 어려 어려워진다는 점만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딱딱한 의자는 발을 올렸을 때 의자와 발이 닿는 부분이 조금 아플 수 있어서 딱딱한 의자를 사용하신다면 그 위에 쿠션이나 수건은 꼭 깔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루틴은 4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동작당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매트의 옆으로 누워 위쪽 발은 의자에 아래쪽 발은 바닥에 두고 복부에 가벼운 긴장을 유지한 채 준비합니다. bottom leg lift 그대로 호흡 내쉬며 아래쪽 다리를 올려주세요. 올렸을 때 다리 사이가 붙으면 베스트 잘 올라가지 않더라도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올리려 노력해주세요. 상체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를 유지한 채로 동작 진행해 주세요. side hip lift 이번엔 아랫다리를 바닥에 내려두고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최대한 올려줍니다. 올리는 동시에 복부 긴장 유지, 아래쪽 발은 바닥을, 위쪽 발은 의자를 아래로 누르는 힘에 엉덩이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안쪽 허벅지를 더욱 잘 깨워줄 수 있습니다. side hip lift stay 엉덩이 올린 상태로 유지 그대로 30초간 버티겠습니다. 자꾸 내려가고 싶은 엉덩이를 최대한 계속 올리려 노력하며 힘들더라도 어깨의 긴장은 풀고 복부, 특히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조금 더 챙겨주세요. side hip lift stay and bottom leg lift 마지막 앞 동작에 엉덩이 올린 상태를 유지한 채 아래쪽 다리를 올려줍니다. 정말 어려운 동작이지만 앞 동작에서 차근차근 근육을 깨어놓았기에 이 동작을 따라하려고만 노력해도 충분합니다. 엉덩이가 자꾸 내려가도 이 동작이 가능한가 싶으셔도 계속 노력해주세요. 너무 어렵다면 엉덩이를 내려둔 채로 아랫다리만 올리는 첫 번째 동작을 다시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매트에 옆으로 누워 위쪽 발은 의자에 아래쪽 발은 바닥에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버튼 레그 리프트 그대로 호흡 내쉬며 아래쪽 다리를 올려주세요. 올렸을 때 다리 사이가 붙으면 베스트 잘 올라가지 않더라도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올리려 노력해주세요. 상체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를 유지한 채로 동작 진행해주세요. side hip lift 이번엔 아랫다리를 바닥에 내려두고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최대한 올려줍니다. 올리는 동시에 복부 긴장 유지, 아래쪽 발은 바닥을, 위쪽 발은 의자를 아래로 누르는 힘에 엉덩이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안쪽 허벅지를 더욱 잘 깨워줄 수 있습니다. side hip lift stay 엉덩이 올린 상태로 유지 그대로 30초간 버티겠습니다. 자꾸 내려가고 싶은 엉덩이를 최대한 계속 올리려 노력하며 힘들더라도 어깨의 긴장은 풀고 복부, 특히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조금 더 챙겨주세요. side hip lift stay and bottom leg lift 마지막 앞 동작에 엉덩이 올린 상태를 유지한 채 아래쪽 다리를 올려줍니다. 정말 어려운 동작이지만 앞 동작에서 차근차근 근육을 깨어놓았기에 이 동작을 따라 하려고만 노력해도 충분합니다. 엉덩이가 자꾸 내려가도 이 동작이 가능한가 싶으셔도 계속 노력해주세요. 너무 어렵다면 엉덩이를 내려둔 채로 아랫다리만 올리는 첫 번째 동작을 다시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진짜 많이 칠 거야. 이건 진짜 힘들었단 말이지. 어우 이번 운동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제가 박수를 열심히 쳤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운동 마지막으로 어떻게 따라하면 되냐 일주일 동안 격일로 한 세트만 딱 해주십시오 한 세트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딱 3일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다리 사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before after를 발견하면서 그 이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만 해주실 거죠? 그럼 이상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안녕!